노래 네. 한 소절 불러주세요. 어 저는 되게 몇 개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Like This. 셋다 네. 아, 좋아요. 아저 최 최애곡이. 제는 오지 않아 세상에 소리 질러 어 아, 예. 너저 무릎에 비가 나도 계속 달려갈게 Like this 어디에 떨어뜨려도 잘 살 것 같은 데버는 저는 신원이요. Yes. 왜냐면 제가 최근에 신원이가 한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 한약을 먹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밀가루 음식, 밀가루 음식 못 먹고 초콜릿. 네, 그러니까 뭐그러못 네, 먹는 게 많아지면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데 저 신원이가 할줄 알았어요. 근데 잘 참고 그 한약의 효능을 위해서라도 삶에 대한 의욕이 있구나. <laughs> 의지, 의지. 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. 전반적으로. 네.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네, 의지가 살아야겠다는 뭔가 그런 열정과 의, 의욕과 열정이 있구나. 그래서 얘는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거기에 최선까지게 잘 살아남게. 사람은 피자 햄버거 치킨 없이도 살 수있잖아 그럼요, 그럼요. 보석이라는 이름이 뭔가 어디에다가 붙여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무등. 어, 무등. 네. 보석이가 옛날 연습때 뭔가를 우연치, 않, 게 가져왔어요. 그래가지고 보시면 우등록, 우등록, 흥록도 시켜가지고 어리석, 어리석, 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어리석 가끔씩 대장놀이 할때 우등어리. 네, 그런 거 있어요. 되게 이렇게 착착 감겨요. 맞아요.